이만이지요 괜찮아? 뭐야? 되게 뿌듯하다 아빠 재밌는 너가, 너가 인정해주는구나 아빠 재밌는 걸 어,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 これ年齢した。うんうんうん。 아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そうだね。 제가 이 소고기를 먹고 제대로 장염 걸려가지고 4일 진짜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5kg 빠지고 제 평생 처음 있는 일 유카가 되게 고생했죠 유카가 그 유화가 되게 고생했죠 유카 근데 이게 시작이었지 <laughs> 뭐 나빴던 점은 이제 4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고 음. 좋았던 점은 내 저기 목표 몸무게에 도달했어 4일 <laughs> 만에 바로 핑! 진짜 안 먹어도 음. 어. 사람이 살 수 있구나 싶었지 어 진짜 4일 동안 음. 아무것도 먹기 싫었어 심지어 음. 음 막 음. 고기 막 생각하기도 싫었어 막 심지어 소화기 내과 선생님이 이제 생, 생 거를 먹잖아 아니 왜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요? <laughs> 입에다? 제가 그게 그런 게 아닌데 진짜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순장이 이제 장염 걸리고 으흠. 괜찮아지고 으흠. 아 드디어 평화가 왔다 으흠. 생각을 했었는데 로하니가 열이 났어요 다음에 바로? 바로 왜 네, 아프지? 괜찮아? 아이네 아니 목 아파? 음. 아! 줘 먹여 빨리 그렇지 아이 좋다 아! 어 조금 뜨겁지? 미열 또 나오겠다 응 맞아 로하니 이빨 내내시다 한번 곧 벌었대 은맹이고 음. 오늘도 못 보내겠는데 음, 음, 음 안돼 육화 좀 작으면 좀그 사진 찍고 한가요왜 찍고 한 이거 와요 했어? 응좋야요 했죠 좋야요 했죠 <laughs> 주단 탄내사 엄마 어깨 탄내사 뭐마 <laughs> 로한 놓고 와야 해야 했어? 해야야 손도 와야야 했어? 응 땡했어? 이따 끊어? 엄마 가보자 안만가? 가보자? 이 안에 아, 아토데 타베르나? 오다 아따와? 아토데 아토데? 응 그럼 <laughs> 지금은 괜찮아? 응 추워? 열이 열이 오르나 보다. 수족구랑 장염 이런 것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통... 통... 통... 통팡? 통팡? 톤지? 응. 어, 톤지 그러니까 똥 그 통지? No. 아니지 그거. 통지 해야지. 가지고 더지가 오는 거예요 설마 설마 했는데 다음날 로하니가 열 났다고 에? 이거 무슨 일이냐고 <laughs> 너 말도 왜 예? 이건 무슨 일이야 네가 <laughs> 말해 어, 선생님이 그렇죠. 갑자기 맞아 맞아 30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39도 넘어가지고 그 열... 결... 림? 림? 경련 아열경령이 열경령 <laughs> <laughs> 응급실 갔는데 음. 응급실 또 2시간 대기 일단은 최대한 해열제랑 음. 뭐 우리가 항상 해왔던 음. 그런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코로나 검사도 두 번 했어 둘 다 음성이었고 소아과 음. 갔는데 역시 수족구였고 음. 먹을 때 막 너무 음, 아프다 하고 그래도 로한이 살기 위해서 막물 <laughs> 아파 이왕 이렇게 하니까 다 같이 쉬자 chiều tít 어때? 네. 비기 멋있어? 응 맞아 <laughs> 와 멋지다 6일 만에 다 나은 느낌이었나? 응응 어, 맞지? 그치. 이렇게 있는데 또 하루 어린이집 갔나? 잘 놀고 왔어요 그래서 우 아, 다행이다 어, 다행, 다행, 맞아 맞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했는데 바로 다음날 39.6도인가 또? 네, 너무 뜨거운 거예요 로하니가 로안이가 일단 이상했어 항상 아빠 <laughs> 아빠 재밌다 아빠 아빠 재밌다 <laughs> 막 이런 애가 갑자기 어? 또 못해 뭐 수족구는 다 나왔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코로나인 줄 알았어 일단 음, 어, 나도 나도 그 어. 생각했어 고열만 나고 다른 증상이 맞아, 없었거든요 맞아.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응급실 가니까 4시간 대기인가 그때 기다려서 갔어 기다렸지 어. 어. 난깜빡해 어, 여기 아파? 아니 성 아야아야 했어? 많이 아야아야였어? 응. 어, 어. 사진 찍었어? ちょっと怖かった青白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아これ 핑크죠 약간 장염 같아 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하, 저 진짜 로한이 너무 불쌍했지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는 로한이가 진짜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럼 음. 아, 근데 나도 소아과 제대로 가서 맞아요. 검사했는데 그 다음날에 어, 또 장염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장염 네네. 네. 또 열이 계속 아... 한 6일? 진짜 안 떨어져요 해열제를 먹으면 2시간만 떨어지... 어. 떨어지고 정말 무한 반복? 무한 반복 당연히 새벽에도 우린, 우리도 못 잤고 이제 다시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 이제 입원해야 될 것 같다고 <laughs> 입원이요? <laughs> 너무 열이 오래 가고 하니까 이거는 빨리 입원시켜서 열 맞아, 때문에 맞아, 맞아. 식욕도 없고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첫 입원 んこんにちは。ロハンが入院して様子を見ることになりました。今また熱上がってきちゃったから力ない感じなんですけど、금방괜찮아질거야、ロハニ。なので今日様子見ようと思います。 로하니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일단 줄까? 응, 알았어. 일단 줄게. 아니 이거는 이거는 해야 되는데 시시아 어, 예. 만지지 말고 나 계속 드세요 계속 이따 먹고? 아마 추워 아니 어디 아파 지금? 기다려 바이바이 안녕 힘낼게요 음. 약간 옛날에 살았던 원룸의 샤워실처럼 그 생각이 나요 샤워 꽃, 뽀떼기? 꽃대기가 달려있는 <laughs> 그래서 이제 씻고 좀 편하게 있으려고 해요 이제 그리고 로하니는 아까 약을 항생제랑 헤어 진통제 그거 먹어가지고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여드름도 생겼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삼일사 뭐 좋아? 닭건물 좋아. 닭건물 좋아? 이거 뭐 좋아? 이거 민나 좋아. 민나 좋아? 친구들이 러한이 괜찮아질 거래. 정말? 응. 음. 아무튼 이 힘든 시기를 끝내면 재밌게 지낼 수 있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추억이랑 그러면 바이바이! ございます。それが、ご飯です。ご飯はね、おしめ帰るのやだってすごい泣きわめいたので今、ポロロ見せました。卵卵あん <laughs> あんあんあさあん 루한이랑 산책 산책 산책 아, 어, 때 좋아? 루한 <laughs> 예쁘다 예쁘다 해줘 예쁘다 네 예쁘다 일단은 뭐 상주는 딱 한 명밖에 안 됐고 응. 휴게실에서 뭐 잠깐 볼 수 있고 입원을 며칠 할지도 모르고 일단 입원해서 상황을 응, 지켜봅시다. 상황, 어. 지켜봅시다 근데 이제 유카가 아주 그냥 지옥이었지 아무데도 못 가고 야 그러니까 로하니도 너무 심적으로 힘든 것도 내가 느껴서 첫째 날은 로하니가 진짜 잠을 못 잤어 요산대에서 이렇게 로하니가 자요 네. 내가 다리가 아프잖아 아, 그래서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로하니가 하지마! 너잖아 <laughs> 아니야 내가 앉는 상태에서 암을 쐈어요 그날은 로하니도 되게 힘들어, 힘, 힘들어 보였어 그래서 나는 마음이 짠하고 나도 이제 집에 편하게 있었지만 당연히 로한이 그러니 마음이 불편하지 진짜 진짜 아닌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잠도 안 왔어 나도 그때 이번 하루 했는데도 열이 38도 좋아지지 않은 거죠 또 결국엔 유카가 또 이제 1박을 그래서 우리 유카가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나니 어떤 거 할래? 괜찮죠? 하나만? <laughs> 고마워. 아빠가 들어갈까? 좋아? 샀어? 아빠가 들어 샀어요. 아 진짜? <laughs> 만0 0 원. 비싸네 이거 사니까. 당했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에휴 리라니 아빠 PCR 받고 왔어 엄마? 응 뭔데? 아 이거 엄마 이거구나 어땠어? 너무 아팠죠? 야 감사 너무 아팠죠? <laughs> 맞지롱 우리 너덜너덜한 너 유카 아휴 아휴 <laughs> <laughs> 뭐야? 노아나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울면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렇지 눈물 닦아주고 이. 엄마 울지 마요 해야 돼 노안이 아빠 없으면 노안이가 엄마 지켜야 돼 알았어? 엄마 괴롭히지 말고 자 구독자한테 한마디 해 뭐라고? 어 그렇지 야 네, 우리 고생하고 있지 아이고 어제 잠을 못 잤다는 너는 왜? 너 때문에 잠 못 잤는데 자 내일 로한이가 빨리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 유카의 끝나지 않은 병간호 <laughs> 맛있어? まこちゃん教えてあげてんのうん。 A, B, C, D, E, F, G 아, 까, 까, 까, 까, 까. 야 루 까이. 짱 예쁘다 까, 예쁘다. 같이 놀래? 같이 놀이. 예쁜 애가 좋아 약간 좋아. 예쁜 예쁜 애가 애가 Oh! <laughs> 엄마 말안 들어? 어? 왜 밥 안 먹었어? 응? 왜 밥 안 먹었어? 응. 안 먹었잖아. 먹었어? 응, 먹었어. 안 먹었다며. 자,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laughs> 자, 내일 로안이가 잘하면 퇴실, no. 퇴실하냐? <laughs> 퇴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로안이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안녕. 유카체나를 유카체나요? 아니 좋아? 어때? 고마워 고마워? 단말이네 맛있겠다 昨日より楽だったうんた明日一緒にお家帰ろうねご飯ロハニパワーコセンエンネヨ若干換気んかクシュンっ 한번 먹자 로아나 바꿔 하나 둘셋 아니 이제 안 아파? 괜찮아졌어? 집에 갈까? 고생했어 우리 로아니 박수 가 자, 끝!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2박을 하고 다음날 3일차에 이제 이제 괜찮다 가도 될 것 같다 루아지를 데리고 왔고 음. 당장 어린이집을 보내기에는 또 유카가 되게 나한테 뭐라 해가지고 <laughs> 어, 야 너는 어린이집만 보낼 거야? 애안 불쌍해? 막 아니 나는 그냥 보낼지 안 보낼지 물어보고 뿐인데 왜 그래 너 한 3일 음. 지켜보고 음. 오늘이죠 딱 오늘 정말 오랜만에 <laughs> 아, 어, 린이집에 보냈어요. 병원에서 힘들었는데 이 순간을 좀담겨야겠 담갔어. 김치다. 나왜 이렇게 못해냐 그동안. 아 지금 좋은 거 말하거든요. 아, 나한테 그래. 아기들이 아팠을 때 정말 부모들의 마음. 어. 아, 정말 다들 맞아. 존경스럽고 대단해요. 음. 이거는 정말. 맞아. 뭐 다들 힘내시고 음. 건강이 최고입니다 면역력을 기우 기우 야바이 겨 면역 키우고 여름 가을 겨울 올해를 <laughs> 지내봐요 우리 잘 <laughs> 만나가지래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일본인만의 간호 브이로그가 돼버려가지고 거의 3주 동안 고생했던 브이로그입니다 루카가 제일 건강해요 우리 집에서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민나모 건강하세요 음, 건강하세요 하이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봐요. 안녕.